와우. u n b 대박. 와 기름 탈탈 털어야 돼요 일 이거 통째로 들고 뜯어먹고 싶어요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음 대박 Mm. 갈 소스가 맛있어 그망 진짜 많이 잘랐는데도 이 정도로 커요 제 얼굴만 하죠 <laughs> 이거는 통째로 먹어야지 음. 음. 맛있죠?